악명 높던 오메가 루가의 죽음으로 킹 오브 95가 막을 내리게 되지만 더 킹 오브 파이터즈는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게 되고 그 유명세를 타 거대 기업들의 후원을 받게 되면서 킹 오브 96이 개최되게 된다. 그러나 갑자기 죽은 루갈의 원인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대회장에는 또 다른 어둠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세상에는 원래 가이아라는 존재가 있었다. 지구의 의지 그 자체인 가이아에게는 지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자연의 의지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오로치라는 존재가 있었다. 오로치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팔걸집이라 불리는 8개의 오로치 일족과 함께 인류를 파멸하고자 했는데 서기 196년 일본 오로치는 인간들 중 쿠시나다 히메라는 여자의 육체를 얻어 인간 세계로 강림하여 인류를 파멸하고자 하지만 삼신기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인류의 종말을 맞게 된다. 삼신기는 특별한 힘을 지닌 세명의 인간을 가리키며 배는 자 쿠사나기, 봉인하는 자 야사카니, 수호하는 자 야타로 불린다. 그들의 특별한 힘은 각자 지닌 무기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쿠사나게 검, 야사카니의 고곡, 야타의 거울이라고 칭한다. 그렇게 삼신기는 오로치와 팔걸집을 무찔러 그들을 봉인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 삼신기는 대를 이으면서 가문으로 칭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기 1336년 삼신기의 야사카니 가문이 봉인된 오로치의 힘에 동경한 나머지 봉인된 곳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봉인을 수호하던 야타 가문이 오로치와 팔걸집을 나눠서 관리했었고 야사카니가 건드린 것이 팔걸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팔걸집이 다시 나타난 것은 비극의 시작이었다. 봉인이 풀린 팔걸집 중 한 명이 야사카니 수장의 아내를 살해하였고 남편인 그에게 쿠사나기 일족이 살해한 것이라고 이간질한 것이었다. 야사카니는 이기기로 인해 쿠사나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쿠사나기와는 완전한 적이 되어버렸고 팔걸집과 피의 맹약을 맺게 되면서 붉은 불을 푸른 불로 야사카니의 성을 야가미로 상징하던 문양마저 해에서 달로 바꾸게 된다. 그리고 오로치의 힘 일부를 얻은 대신 불시에 폭주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 계기를 660년 전에 오류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편 야타가문은 오로치의 봉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신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 성을 야타에서 카구라로 개명한 뒤 잠적하게 된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1996년 삼신기는 각각 쿠사나기 가문의 쿠사나기 쿄, 야사카니 가문의 야가미 유요리, 야타 가문의 카구라 치즈루가 삼신기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고 더킹 오브 파이터즈 96은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삼신기가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오로치의 봉인을 수호하던 카구라 가문이 팔걸 집중 한 명에게 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로치의 봉인은 풀렸고 그 자리에는 봉인을 지키던 카구라 마키의 사체만이 남아있었는데 카구라 치즈루는 자신의 쌍둥이 언니인 카구라 마키의 복수와 언니를 대신해 가문의 사명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로치와 팔걸집을 다시 봉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사실 야타 가문은 고대부터 왕족을 지켜왔던 가문이었으며 현대에도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금수저 가문이었다. 그렇게 치즈루는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팔걸집에 저항할 만한 강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킹 오브 96을 개최하게 된다. 대회는 치즈루가 예상한 대로 오메가 루갈을 쓰러뜨렸던 일본팀이 우승을 하게 되고 치즈루는 그들의 실력을 직접 시험하기 위해 그들을 상대하게 된다. 실력을 시험한 뒤치즈루는 그들에게 자신이 대회의 개최자이며 과거 루가리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루가리 엄청난 힘과 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오로치의 힘 일부를 받은 덕분이었다. 그는 바로 팔걸집의 수장인 바람을 다스리는 자 게니치였던 것이다. 게니츠는 오로치의 힘 일부를 루갈에게 준 대신 그의 한쪽 눈을 뽑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게니츠는 인간도 오로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루갈에게 오로치의 힘 일부를 준 것이었고 그 거대한 힘을 통제하지 못한 루갈이 결국 소멸했던 것이었다. 이렇듯 오로치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하며 큐에게 삼신기의 숙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충고를 한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거대한 폭풍과 함께 게니츠가 등장하게 됐는데 거대한 바람으로 인해 대회장은 폐허가 되었고 치즈루는 그들에게 게니츠를 쓰러뜨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사실 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효는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크게 부상을 입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때마침 효는 이 자리에서 그가 게니츠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새롭게 얻은 기술로 게니츠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고 게니츠는 끝까지 삼신게임을 깔보면서 스스로 혀를 깨물고 자살을 선택한다. 그렇게 게니츠의 죽음으로 큰 위기를 피한 듯 했으나 세상에는 오로치의 강림을 위해 움직이는 나머지 팔걸집들이 존재하였고 치즈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쿠사나기와 야사카니의 깊은 악연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한편 대회가 끝난 직후 갑자기 이효리에게는 그동안 없었던 오로치의 저주가 시작되고 있었는데